이분들의 식단을 볼 텐데 근데 아우 오 이거 저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 와. 좀 약간 잔인하다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데 이러고 네. 살수 있어요? 이거 먹고요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닥터리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맞은 것 같아 인사가 그렇지 않나요? 대략 맞은 것 네. 같습니다 네, 제가 역시. 맨날 틀렸는데 제가 네. 드디어 맞았습니다 네,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<laughs> 아직은 괜찮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네.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오늘 주제는 이제 다이어트인데요 인터넷에 요즘 아이돌들의 다이어트 식단이 굉장히 많이 네.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. 그 식단들을 원장님이 보시고 저에게 맞는 음, 식단을 음. 추천을 음.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음. 오늘 드디어 또 제가 할 얘기가 또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컨텐츠가 되네요 연예인의 다이어트 식단 식단 분석입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미모의 두 여성 제작팀들이 오시는데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네,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보시지 못해서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상당히 미인이시고 그리고 뭐 사실 괜찮아요 되게 건강하시고 전혀 문제 없으시니까 굳이 뭐 살 뺄 필요는 없는데 뭐 원한다면 조금 정도는 조금 정도는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, 너무 좋아하고 계셔 가지고네 잠깐 웃어도 되나요? 네. <laughs> 자 이게 바로 IUC의 하루 전체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한 끼가 아닙니다 하루 이거 뭐예요? 이거는 단백질 파우더. 아 이거 하루 아 전체 쓰는구나. 네. 한기가 아니라. 간식이 아닙니다, 박도식 씨. 네. 네. 아침, 점심, 저녁인가요? 정당하게 <laughs>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나눠서 드실 것 같은데. 근데 그렇죠, 나눠서 아이유 씨는 고구마 이거보다 더 작은 거 드셨을 것 같아. 아 제가 보기에도 그랬을 것같아 그리고 이게 대략적으로 칼로리가 크기에 따라 넌 천차만별인데 네. 일반적인 보통 크기 사과는 한 70칼로리 정도 되고요. 고구마 두 개는 한 350에서 400칼로리. 단백질 파우더는 제품에 따라서 다양해 한 100에서 300까지 되는데 음. 다 합해도 1도안 되거든요. 그 이게 햄버거 하나 햄버거 하나 좀 간단한 햄버거 또 예, 채 될까 말까 정도 수준이라 이거는 거의 굶었다시피 한 것 같아요 기초 네. 대사량보다 적은 칼로리인 거죠. 근데 아이유 씨가 네. 사실 좀 약간 좀 몸집이 좀 작지 네, 않으신가요? 네. 그래서 마르셨어요. 제가 알기로. 네. 기초 대사량도 적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밖에 안 드시는 거는 와 그렇게 날씬한 몸매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봐요. 아... 두 번째 식단은 이거는 전효성 씨. 이거는 한끼 분량이에요. 이게 낫네요 네,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, 이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게 단백질 함량이 좀 충분하게 있어요 음... 달걀 두개 네. 그리고 두유가 종류 제품에 따라서 다른데 요거 보통 거 하나 드시면은 달걀 하나 정도 약간 되는 단백질이 아...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... 단 두유의 문제는 단맛이 나잖아요 콩은 단맛이 안 나잖아요 네. 근데 두유는 아... 단맛이 나는 이유는 단당류들 네. 탄수화물이 좀 들어있습니다 뭐 이렇게 드시면서 이 정도 하나 먹는 건 괜찮은데 일부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봐 찾아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요 바나나는 탄수화물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 많이 먹잖아요 네. 고구마 고집할 필요 없어요 고구마 대신 아... 바나나 드셔도 됩니다 음. 대략 한 끼에 한 350칼로리 정도 그렇게 음. 세번 드시면은 그래도 아까 너무 적게 네. 먹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그래도 좀 비교적 푸짐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이거는 누구냐 수지씨 수지씨의 네. 아침 점심 저녁 식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구마가 계속 많이 나올 이유가 있나요? 고구마가 네. 보통 네. 다이어트 할 때 좋다라고 상징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네. 굳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같은 동량을 드신다면 고구마보단 감자를 드시는 게 아... 실제로 다이어트에는 좀 더 도움이 돼요 다 고구마가 네.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진 이유는 GI 지수라고 있어요 탄수화물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음. 고구마 특히 찐 고구마는 상당히 느린 네. 편입니다 음. 그래서 음.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그거를 극복할 만큼 감자가 칼로리가 더 낮아 맞아요 단 음. 감자 튀김은 안되고 <laughs> 찐감자 마요네즈로는 mashed potato. 아 그런 것도 안 됩니다 <laughs> 자꾸 이렇게 뭐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. 찐감자 뻑뻑하다면 소금 살짝 찍어서 아. 요번 식단은 그 시스타의 소유시 아침, 점심, 저녁입니다 아... <laughs> 이거 하나에 50칼로리 맞나요? 이게 안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아. 다르긴 한데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 됐어? 조금 든든하겠다 아, 세 아, 조각인 이유가 있을까요? 하나는 너무 서운하고 한 줄 다 먹자니 너무 네. 많고 그래서 한 세 개 정도 3개 드셨나 정 봐요 아. 근데 점심때가 좀 특이하네요 달걀 세 개 한꺼번에 네. 먹기 좀 쉽지 않거든요 굳이 정말 이렇게만 드신다면 네. 요거를 약간 이렇게 요렇게 드셔도 될 것 같고 김밥을 음. <laughs> 하나씩요? 아니 네.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요? 아 그러면 저녁 때때 되게 네. 드시고 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네. 그래도 배가 고프겠다 네. 좀 존경스럽네요 연애는참 힘들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입금 됐으면 다이어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엑소의 시우민 씨 이분이 생활 패턴이 있어요 다이어트 네. 할때 생활 패턴 아침에는 공복 1시간 걷기를 네. 하셨고요 매 끼니마다 4시간의 공복을 지키고 잠들기 4시간 전에 공복을 지켰다 아, 이거는 교과서적이에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. 어떤 음식 어떻게 드셨는지는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생활 패턴을 이렇게 지켰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음... 그래서 몇 가지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건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일단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. 음. 그리고 잠들기 4시간 전 공복을 지킨다. 끼니마다 4시간 공복을 지킨다. 음. 즉 쓸데없는 간식을 안 드셨다는 얘기예요.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전부리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그것만 딱 끊어도 살은 빠지기 시작해요 뭐 괜히 뭐 고구마 닭가슴살 이런 거 안 사셔도 앞에서 맨날 먹던 과자 젤리 초콜릿만 안 먹어도 살 빠집니다 피디님이 우리 뭐 끄덕끄덕 이렇게 격하게 공감하시네 네. 군것질 다이어트가 무언가를 안 하던 짓을 한다라기보다 필요 없는 하던 것을 안 하는 게 먼저 우선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연예인분들의 다이어트 식단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배가 고플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언제쯤 되면 배가 고프더라 하면은 미리 뭔가를 드십시오 이성이 있을 때 드셔야지 배가 고파서 이미 이성이 나간 상태에서는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먼저 식단을 짤 때 생각하실 거는 총 단백질을 어느 정도나 먹지를 보시면 되는데 단백질의 양은 보통 본인의 체중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 1 k g 이다 라고 하면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을 60g 정도를 드시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그거보다 좀 더 적게 드셔도 되고요 나는 격한 운동을 많이 한다 그럼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드시면 됩니다 기준은 본인의 체중 정도에 그리고 가장 음. 중요한 게 태양 일주기에 내 몸의 식사 리듬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. 해가 뜨는 눈이 뜨는 순간에 먹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쯤 되면 먹기가 끝나면 좋습니다 저는 제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있을 때 참다가 못 참겠으면 먹어야겠다 사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네. 그래서 이렇게 몸이 커진 거였다는 거를 깨닫고 오늘 이제 저도 몰랐던 정보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요새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, 한번 잠깐 아직은 안 돼요 그 CG 살짝 넣어주세요 어. <laughs> 근데 이제 저희 그 personal trainer 분이 닭가슴살 100g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. 전 그 이유를 이제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음. 그 세번 먹는 게 딱 음. 적합한 음. 거네 음. 그리고 저는 끝으로 가끔 연예인 식단들 뉴스에 많이 공개가 되면서 회자가 돼요 이렇게 먹고 뺐다더라 그거는 음. 그분의 해당 사항이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좀 환경적으로나 체질적으로 네.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100명의 dieter가 있으면 100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필요하고요 본인에게 정확하게 딱 맞는 다이어트 방법은 본인만이 가장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우리 PD님, 작가님들도 지금 현재도 건강하시니까 <laughs> 굳이 뭐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만약에 다이어트 하신다면은 또 건강을 잃으시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네, 여러분들도 네. 모두 다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고요.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요. 유튜브 채널 닥터시완 검색해서 네. 여기 구독 한번 딱 눌러주시고 네, 여러 가지 좀 크게 한번 좀 박아주세요. 깨알은 거. 예, 크게. 네, 요즘에 구독자가 네. 전혀 안 늘고 있어요. 상부상조합시다. 네. 같이 성장해야죠. <laughs> 앞으로 더 재미와 지속적인 좋은 정보 얻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다큐리였습니다